하나 어떻게 편집을 하나 궁금했죠. 촬영을 따고 나면 이렇게 추레해져요. 더워. 일단 이제 SD카드로 컴퓨터에 옮겨요, 파일을. 그러면 이제. 자, 아,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야겠다.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는 라이카 D-Lux 109를 사용하고 있고 그 카메라는 지금 저의 카메라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저의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줬던 친한 언니이자 저에게 이제 영상 피드백을 항상, 항상 주시는 그 언니의 카메라예요. 그 언니가 이제 빌려줘가지고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너무 잘 나오고 굉장히 고급 카메라이나 LCD가 없다는 점 카메라랑 바로 붙어있지가 않다 보니까 초점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죠 근데 언젠간 이 카메라를 언니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성능의 카메라를 제가 살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프리미어 프로로 가편집을 해요. 저는 이제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 편집을 아이패드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그거는 이따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로는 큰 그림만 마우스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는 것들만 처리를 해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어떻게 작업을 부장이 귀엽고 부장이 꼬리를 쓰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 거 다 걷어내고요. 맞드는 거 걷어내고요. 이제 쌍... 제 이런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늘 준비된 곳에 앉아서 촬영을 하기만 했지 이 유튜브는 내가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부터 어, 촬영도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컨텐츠를 촬영하면서도 내가 정보와 재미를 느끼게끔 열심히 해야 하고 촬영이 끝나고 나면 편집을 해야 되고 편집으로도 또 고quality를 내려고 최대한의 공부와 무언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게 어렵네요. 제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매력을 많이 찾아보면서 보여줍시다. 이제 다 편집만 끝났어요 아침 7시에 촬영을 시작했죠 지금 몇 시니? 지금은 낮 12시 15분 썸네일도 제작을 해야 하고 유튜브 제목도 생각해야 하고 제품명들도 다 이제 자막 처리를 해서 넣어야 하고 오늘은 다행인 게 생각보다 분량이 그래도 22분? 많이 나왔 뭔가 이렇게 뿌듯해요 이렇게 뭔가 많이 나온 날에는 그래서 저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빨리 누르고 제가 이거 저장하다가 다 날려본 적 있거든요 빨리 내보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일단 이응 이응 왜냐? 음영이니까 그래서 일단 제목을 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딱 보시기에 좋은 끌리는 그런 제목들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로 옮겨서 아이패드로 데리 와요 제가 그 어플을 뭘 사용하냐면 루마 퓨전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요 그 어플은 이제 유료 어, 어플인데 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플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제 아이패드로 돌아가고는 있긴 한데 사실 제 아이패드로 돌아가기에는 성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다가 굉장히 꺼지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어플은 꺼졌을 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작업된 만큼 딱 저장이 되고 꺼져가지고 다행이긴 해요. 저는 그걸로 이제 사실 키보드도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자막 처리 이렇게 이 아이패드로 하고 이 화장한 김에 컨텐츠를 한 두세 개 뽑아보자. 체력이 안 돼. 뭐 이거 저장되는 김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 네, 여기가 제가 그 메이크업 촬영할 때 촬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 키면 조명이 빵.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조명 기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 필요 없이 얘 조명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 그런 공간이에요. 안 나오나? 지금 팬분이 저한테 너 팬 아니지? 쿠쿠다스 쿠키다스 어 나한테 지금 이 머리가 그립다 라는 나한테 매니저를 보냈는데 너 지금 나랑 싸우고 싶냐? 지금 9시에요 이제 아이패드로 편집을 해야지 그치만 어제 조금 하던 시큼한 지 약간 거든요 앞에 멈췄어 이거 봐. 컴, 멈춘다고 했죠? 자꾸 멈춰요 버벅. 이렇게 이뻐 보이는 것 같은 컷을 잘라서 이렇게 intro로 일단 대충 만들어 놓고 자막 요만큼 났어.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품을 따로 컷을 넣어봤는데 뭔가 이런 거 할 때 디자인 같은 거 색감 이쁘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잘 못해 차라리 이렇게 그냥 핑크컷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이사이에 제품명들은 대충 나온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좀된것 같아서 이렇게 오디오가 빈데가 있거든요. 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조용하죠. 이런 데다가 이제 voice over로 살짝 살짝 제품명을 말해주는 거죠. 에뛰드우스 드링 아이브로우 또 멈췄어. 이게 LumaFusion의 단점이라는 단점이 이 레이아웃이 3개밖에 안 돼요. 3개라고 하면은 이 화면이 내 원본, 그리고 또 하나의 layer 그리고 또 하나의 layer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여기에 로고도 심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막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뽑아서 다시 넣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러면서 약간의 영상의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단점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인트로에 제가 막 이쁜 척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어떤 음악을 어울리는 걸 넣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어떻게 못하겠어 엄마 어 날라갔어 저... 이 정도의 느낌 그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썸네일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예쁜 척하는 이런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 여기서 이쁜 것 같은 되게 미세하게 막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캡처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메인에 쓸 썸네일을 고르는 거죠. 근데 이날은 제가 이제 메이크업 다 하고 사진을 따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컷, 이런 컷, 이런 컷뭐 이렇게 딱 찍었는데 이게 제일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줌해서 약간 이렇게 클로즈업 샷으로 썸네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플이 있어요. 포토샵 같은 이제 썸네일 크기 사이즈로 신규 작성 12802 720 이렇게 해서 방금 내가 선택했던 그 이미지를 나는 한 요렇게 클로즈업 된 썸네일을 만들고 싶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탁 만드는 거지. 썸네일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되겠죠. 어있요걸 이제 뽑아 저장을 해요. 이런 좋은 어플이 있어요. 폰토라는 어플인데 들어가서 사진을 불러와요. 들어가서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나는 요번에 음영 메이크업의 제목을 약간 헬로우 어텀, 헬로우 어텀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뭐 글씨체도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이렇게 고를 수 있어. 글씨 크기도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뭐 스타일도 사실 뭐 글씨 색깔 뭐 테두리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정말 딱 요런 느낌의 썸네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막 이렇게 사진을 따서 막 넣어서 이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상인데 뭔가 밋밋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메이크업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심플한 썸네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